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해바라기 씨 초콜릿으로 귤 젤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너무 딱딱하다 와우 와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따라가지 마세요. 너무 힘들어요. 마지막 거. 아, 빼는 거 너무 힘들어요. 쿨 많이 안 넣었는데 아 이번에는 굴이 너무 달아서 많이 안 넣었는데 너무 안 나와요 너무 딱딱해요 아니면 내가 오래 냉장 냉동실 시켜버렸나 모르겠어요 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